지방압이 타고나면 어디까지 내려가요? 끼가 보통은 무릎 근처에서 종아리 근처까지 가는데요. 심한 경우에는 발등 전체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지압을 하면은 어. 왜 감기가 요 이게 회복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.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민감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지방흡입 후에 이 음식만은 절대로 먹기만 하는 게 있나요? 많긴 한데요. 좀짠 음식? 지압한 부위는 살이 처음에는 잘 안 찌고요. 한 5에서 10%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다른 부위가 먼저 찌고 그 다음에 치읍한 부위가 찐다고 볼 수 있어요 호주파 바를 때 자는 어, 호주파 관리하시는 분만 믿으시면 어, 자는 건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